금강연화입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기신 유튜버 분이 오셨습니다 남자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가장 머리가 길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예. 어, 어머나!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전국진 TV 전국진입니다. 원하시는 머리가 어떻게 되십니까? 두말할 거 없이 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인칭 모드로 변신 하! 자 우선 머리를 분석해 봐야겠죠 자 머리가 많이 기르셨고 샴푸할 때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무게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력에 의하기 때문에 두피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치시고는 정말 머리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요? 네 요거는 뭐 심할 줄 알았는데 타고나신 것 같아요 머리를 기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... 기부를 하실 거죠? 당연하죠 한번 예쁘게 묶어서 기부하실 만큼 맞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숱도 많고 머리도 기니까 한 남들의 한 두세 배 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8년 만에 기른 머리를 한 번에 어, 자를 겁니다 어, 그니까요 우리는 이만큼을 기부할 것입니다 근데 모질 자체는 괜찮아 보이나요?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, 너무나 아마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맞죠. 그렇죠. 자 이제 자르겠습니다 네. 마음 먹으셨나요? 마음한 아예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어쩔 수 없네 못 잘라 이거 자 하나 둘셋 우와 아! 와 예쁘게 오 어, 근데 나 막상 또 가위가 진짜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한 가닥 네. 하나 둘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. 8년이요 잘 가라 wow. 와. 와, 귀멸의 칼날 범입니다. 핫! 음. 자, 그렇다면 한 번 더 이제 밀게요. 네. 와, 이게 뭐에 따른다. 바리깡을 대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? 진짜 근데 8년 됐어요. 아, 이거 바리깡이면 한 진짜 7, 8년 됐겠다. 와, 근데 진짜 머리 가벼워졌어요. 살 것 같죠? 없는 것 같아, 머리가. 자, 이제 커트를 도와드릴 거고요. 네. 본격적으로 남자 선을 만들 거예요 예. 그리고 뒷머리를 네네. 네. 확인해 보니까 네. 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? 왜요? 뿌리가 바깥으로 뻗어가지고 아 이거 지금 긴 머리 방향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? 그거랑 곱슬기가 없어요 뒷머리에 그래서 일자로 쭉쭉 뻗어가지고 어, 아. 모양이 모양새가 안 이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. 시원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3, 2, 1잘 가라! 와 우와 정말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벌써 이제 여러분들 형태 가, 갖춰지기 시작했죠? 아니 GD인 줄 알았네 지금 D, GD 머리예요 아 이 형님 재밌으시네 아, 음 저는 음. 아디오스 이제 감흥 없어요 <laughs> 이제는 이제 좀 적응됐죠? 네, 현실 바로 직시했습니다. 예, 국진님이 네. 약간 선 자체가 남성적인 선이 좀 세신 분이라 오히려 옆에 있는 머리 이 부분이 길어서 귀에 닿을랑 말랑 하게 되면은 네.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. 어... 뒷머리를 라인을 따라 예쁘게 올려치고 있습니다. 뒷머리 라인 아주 중요하죠. 와 머리가 엄청 두껍고요 질겨가지고 네. 발이 깍 날이 잘 안 들어요 아유,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음. 건강하신 거죠 일단 머리는 사실 저도 느끼는 게 타고난 것 같아요 뭐 힙도 그렇고 네 음. 제가 머리 자르면은 네. 약간 네. 그 고등학생 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음흠. 지금 약간 눈이 안 보여서 실루만 보기에는 약간 진급 빨리 한 서른 초반에 진급한 과장님 느낌? 음. 자 이제 샴푸를 해서 네. 모양을 새롭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음 고등학생처럼 보이나요? 아니요 정말인가요? 뚱인데요?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- 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? 반말 하십시오. 아니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아, 왜 제가 선생님인가요? 이하나 선생님 아. 오늘 오늘 잘, 잘해주셔가지고 아,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. 이제 이제 어디 갔어? 여기 꼬만 이리 와라. 와, 내가 했지만 예쁘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 눈썹 정리 한 번 해드릴게요 고개 들고 눈 감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, 미쳤다 아니 음 엄청나게 변한 우리 전국진님 보여드릴게요 라라라라라라라 어, 와 따라 와 진짜 누구세요? 네 반갑습니다 <laughs> 와 어색해 한번 해주세요 인트로만 제대로 네 반갑습니다 전국진 TV 정춘입니다 <laughs> 오, 오, 아니 어, 어, 머리 숙이는데 원래 머리가 무거워야 된단 말이야 네. 어. 머리... 우와 머리 가볍다 머리 가벼워 머리 가볍다 아 여러분들 자 오는데 너무 아니,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인사할 때마다 목이 안 아파 이상 금강연화였습니다